싫어 생각해보니까 그 볶음면을 만들려면 굴소스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파랑 마늘이랑 굴소스만 사러 다시 마트에 갑니다. 너무 바보 같았어. 하지만 아까 산게 그냥 유리병 안에 든 거라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차피 샀어도 못 들고 왔을 것 같긴 한데 운동 삼아서 다시 마트 가고 있어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근데 영국에는 일요일마다 파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요 펍에 오늘 딱 마침 일요일이라서 한번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하필 오늘 좀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놀라 그랬는데 날씨가 보이세요? 이 먹구름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볼까요? Oh, we don't know. We don't know. I... apologies. Yeah. Yes. Oh. Well, you know, and then it's okay to get. Okay, so you mean I I should wait yeah, for the yeah, yeah, okay. But, uh, A few moments later. Yeah, I would actually. Yeah, it's really nice. Not busy though. And you, you've been to different restaurants in Oxford? Yeah. Uh, um, fish and chip restaurant. Which one? Uh, Oxford Fish and Chip. Uh, where is that? you like to take photos? Yeah, yeah, because I think uh, the photo and video remains forever. Yeah. So I'm trying to take a photo and video always. Yeah. And, and it's really special time for me. Yeah, yeah. So yeah, I'm trying to every. Um, That's really impressive. That's ridiculous. to get it. Yeah. 아까 그 아저씨들이랑 합석한 상황이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아저씨들께서 밥 먹는 중간중간에 막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식만 먹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말도 걸어주시고 그 chicken Sunday roast가 2인용이었는데 그 아저씨 덕분에 맛볼 수 있었어요 되게 공부하는 기분으로다가 잘 먹은 것 같아요